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7시까지 편집을 하다가 반복적인 일상을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한 7시, 8시쯤에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깨버렸어요. 지금이 12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4일간 휴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14, 15일날 여행 가는 거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비키니도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톱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 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마 제무도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계획이 많아요. 일단 운동을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키니 사야 하고 손톱 관리해야 되고 중간에 올리브영 가서 제모 스트립도 사와야 돼요. 그리고 다리털도 밀어야 되고요. 저 지금 원래 평소, 평소에는 운동을 좀 일찍 가는 편인데 오늘은 휴무이니까 좀 늦게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가니까 가야 하고 해가 너무 고파요 진짜 가기 괜찮다 오네스타 도착을 했고요 헬스장을 4층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고 이제 런닝하고 근력 운동하고 집 갈 거예요. 화이팅! 정말 운동하기 싫어요 오늘. 你要就。 나서 이제 벌레 보러 갈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교체해서 집을 갈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샌드위치를 시켜 먹을 거랍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Subway 시킬 거예요. Subway 샌드위치를 2만원어치 시켰고요. 너무 배가 고픈 관계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배가 너무 고파서 원래 이런 젤리를 전혀 안 먹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저믿어 볼게요. 음! 겁나 달아. 아, 왜 이렇게 달아? and this nation. metropolitan area. They're up on the screen. What are they? High-end different markers, but it's the show of force that concerns me. Eight at once. Floor Chateau de Combin. Vaulting installation. We are at war. dead, and that's just as of three minutes ago. There. Yo. 배달이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가평 가는 날, 가사 30일을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니까 우리의 모닝 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또씨 인사하세요. 뽀또씨 인사하세요. 어유 뽀또씨 뽀또씨 인사하세요. 뽀또씨 네 네네네 반, 네, 네. 반갑죠? 또 신사 이불 입고 모자는 그때 일본 여행에서 사왔던 판보 모자를 쓸 거예요. 저는 여행 가기에 앞서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Our victims locked in a secret basement lab. We used the party as a cover to check it out, and we found the chaos killer victim. 저는 지금 차를 탔고요. 가평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 까사 32 펜션 가기 전에 중간에 마트를 들려야 하는데 아마 마트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올림픽 텐 아이스로 주세요. 너무 더워. 한번 밖에 나갔다 왔더니. 공간 전면아? <gasps> 너무 더워. 출발! 한번더다 만나 저번에. 유명한 데 있다던데. 지금 닭갈비가 아닌 막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부채 막국수 가사 31호 출발!